무덤으로 가자 좀 먼데? 아 잠깐만 아! 못 갈 것 같은데? 못 갈 것 같죠 선회 저기 보이지 않아 무기가 없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무기가 없지만 달려 일단 달려 무기가 없다 이거밖에 없어 farming 왕했어 개망했어 farming 개망했어 저기 차 지나가는데? 맞지 않죠? 아 red zone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우와! 뭐야? 발소리도 안 들렸는데. 개 놀랬잖아. 아니, 거기 왜 있는 거야? 응? 저기 보급? 어? 저거는 빨간 맛? 갑니다. 빨간 맛? 너무 좋아. 이미 누군가 먹었다. 움프를 바꿔 왔구만. 보는 녀석이지 대담한 녀석이구만 올 것 같은데 여기가 아마 저기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삼거리가 있고 여기도 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근처 대도시 여기 들어가는 허리케인 여기 앞쪽에 좀멀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 밑에 자꾸 올라왔잖아요 어, 아마 적들이 여기 허리케인이나 산마틴 쪽은 안 나올 것 같고 밑에 있는 애들 올라오면서 여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기 올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 이 방향 윈체스터 무덤 어딘가 있는데 무덤 안쪽인 것 같아요 저기 있다 음, 뒤에 차 소리 어 앞에 스나 소리 M24? AWM 소리 같은데? 자 절로 지나갔고 M24 어딨지? M24가 아니고 AWM인 것 같은데? 아무리 소리 들어도 아 AWM 어디 있어? 응? 저기 한 명. 8배 요리 소음기 뒤한 명 올라온다 저명 올라온다 한데 자기장 맞아가지고 피 없을 거예요 두대 아 경기적 박사 망해 무슨 짓이야 이게 다 잡았는데 지배적 엠보 뒷산 조심 일단 들어가죠. 아씨 어디 갔어? 무서워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발견. 집중. 저 밑에 한명 오 스크스가 잡았어 일인칭이라고요 이거 3인칭 아니라고요 얘 뭐야? 개 놀랬네. 놀랬잖아. 5탄이 좀 부족할라나? 3명 남았거든요? 자기정한다 저기 앞에 한, 나보고 있는데? 음. 아! 감사 스커스 잡혔다 요하! 첫파 깔끔하게 1등 해버리기